여러분, 여러분들은 혹시 이 게임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? 아마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게임을 만든 그룹은 보물섬 만들기를 만들었고 또 멤버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. 하지만 이 게임은 이런 그룹이 만들었어도 겨우 플레이어 수가 많으면 7명, 적으면 2명, 가장 적을 땐 동시 접속자가 0명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게임은 제가 재밌어서 조금 해봤는데요.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거나 불을 지르고 아이템을 삭제하는 등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하는 것은 주로 불을 이용한 PVP입니다. 제가 그럼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이 게임 이 게임에서는 제가 많이 해봐서 고수가 됐기 때문에 이 게임의 기본적인 공략이나 기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사람한테 한번 시비를 걸어볼까요? 잘못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제 잘못입니다. 매번 크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PVP를 하는 게 재밌는 게임이었어요. 이렇게 첫 번째 서버는 난장판이 돼버렸네요.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그만하고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죠.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예전엔 사람들이 조금 했지만 지금은 동접자가 10명도 안 되는 무명인 편인 게임입니다. 개발 그룹은 앞 게임과 같은 그룹이 만들었습니다. 그럼 이 게임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공을 굴려서 끝까지 가는 게임입니다. 다른 맵으로 넘어가졌습니다.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물로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깼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을 굴려서 탈출구를 찾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두 번째 게임까지 마쳤네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Pet Simulator로 인기를 끈 빅게임즈라는 그룹의 Metal Detecting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도 다른 유명 게임들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게임은 저도 처음 해봐서 잘 모릅니다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게임에 접속을 했는데요. 땅을 파야 하는 것 같습니다, 이 게임은. 뭐지? 아,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건가 봐요. 아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클릭을 하면은 돈을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방이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다 판 것 같네요 일단 일단 아이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다시 땅을 파볼게요 이거는 더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삽을 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, 안 벌릴 것 같았지만 결국 벌고 말았습니다. 이제 이 삽을 한번 사볼게요. 그리고선 이 게임을 마무리할게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은 땅을 파는 게임이었네요. 이렇게 이번엔 유명 그룹들의 무명 게임을 해봤습니다. 그럼 지난은 여기까지 안녕!